Let's go. Let's go. 건데도 널 찾아가게 생각했어 난 난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이 돌고 있는 지금 내눈에는 너밖에 뭐지 할 말이 없어 갈 수도 없어 눈물도 없어 느낌도 없어 네 앞에 서 있는 날 바라봐 이렇게 널 위해 살아있는 날시간니 왔어

again.